kiss for you. Do it! Just stop! 하이자! 오늘 해볼 거는 이속스 카노. 여기서 싸운다고? 냠냠냠냠냠냠 이 멋있어 <laughs> 야 어우 야 일로와 스카너의 스카너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오! 야 좋아요 야 일로와 잡았다 이놈 일로와 더블킬 역시 더블킬 더블킬 여기서 싸우면 여기서 싸우면 승차 있죠 여기서 싸우면 승차 있어 뭐야 <laughs> 망했잖아